아니야 고기 튀 아무것도 안 해. 똑똑한 새끼. No! Please no! Run. 여기 거기 아무도 없어. 아이 뒤 없어. 아니야 뒤에 없다니까 휴 휴. 오, 아, 부러졌어. 잡혔어. 야. 위너. 아! 노시오, 노시오, 이거 노시오. 잠깐 잠깐 잠깐,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. 아, 위너. 오구 오구 오구 오구 내 새끼. 어? 예뻐. 오, 엄청 빠른데? 아! 오, 되게 빨라. 오, 엄청 빠른데? 아! 위너! 위너! <gasps> Ooh.